바닐라 라떼 바닐라라 바닐라 뭐이라 오, 18 할머니 뭐지? 에스프레소 좋아한다 했나? Oh, 빵! <laughs> 할머니 우리 와이프 몸매 어때? 아이 곱다가다 자 그럼 가봅시다 다고다 어, 우리 할머니 겁네 어? 아, 고와 고와 아주 그냥 어? 어? 키키키 빵 열쇠 말기 못하더라 <laughs> 열쇠 열쇠 빵 열쇠 아이 예쁘다 할머니 안녕 안녕 안녕 어떻게 살아요? 아 계속 여기다 할머니 달달한 게 좋아 어떤 게 좋아? 몰라 몰라 <laughs> 아까 이번에 어, 단거 쓴거 단거 좀 쌉쌀한 거 어? 단거 쌉쌀 단거 단거 할머니 따뜻한 거 아니면 차가운 거? 응 따뜻하게 좋네 따뜻한 거? 응 따뜻한 거? 차가운 거? 따뜻하게 줘 아, 나 따뜻한 거. 옳지. 아. 머리가 기니까 사람들이 남자 아닌 것 같다고. 음, 음. <laughs> 형 옛날에 일본 갔었을 때. 아 일본이라게 중국. 아 중국 일본 아니고. 음. 음. 아 중국 중국 중 길림시 음, 하다와. 길림시 하다와. 할머니가 몇 살 때예요? 어, 18. 18. 야, 당황하지 마. 18. 주하지. 와, 진짜 어렵다, 거 할머니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바닐라 라떼 바닐라라 바 바닐라 라떼 못 따라 못해 뭐, 먹어 맛있어 달콤해 뭐 이라 하트 할머니 하트도 있네 어, 한번 먹어봐요 할머니 뜨거워요 천천히 할머니 음. 얼마 차이 <laughs> 할머니 어때요? 엄마이겠어 오 운이 좋다 응. 이거 이루지 잘잘겨 어? 환경을 이루지 이거 잘잘겨 음. 어? 경험인 그냥 아들 딸 놓고 아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놓고 음. 그래서 또 아들 놓고 음. 야이 누구라 친정식 어떤 걸 갖고 음. 아 아이고야 몇년 98 와. 어디? 나 여기? 아, 할머 잘못 긴장나 오른쪽이에요? 응? 그거 갖고 깬다. 좁다. 확실해요. 하나 둘 셋. 음. 할머니 맛있나 보네 거기. 응? 아이 자기 뭐 혼자 너네 새끼도 없 니가 이럴걸. 할머니랑 노는 게 중요하지. 아이 굶은 새끼가 뭐가 중요하다고. 응. 다 먹었더니. 다먹어돈준 거고 내버리면 되네. 10점 만점에 몇 점? 몰라. 아이고 할머니. 할머니 사랑해요. 응, 사랑해요. 나도 손지 사랑해요. 음, 할머니 오래 살아야 돼요. 음, 응, 오래 살아 뭐나? 뭐하긴 우리 또 둘째. <laughs> 아줌마 쪽에 계셔. 여기? 응. 고마워요. 조금 가져가라. 어떤 거? 문은 진짜 많아. 문은 안 돼. 문 너무 많아. 아니 저 그지 어. 생길이. 생길이가 뭐지? 뭐였지? 물 아, 아, 물말랭이. 이거 이거. 설마 이거? 어머나 뭐, 뭐 식당 갈 거야 언니? 어? 뭘좀 가져가 아니에요 저 또 올게요 저런 올게요 아이고 청 착하다 나돌 나돌 뭐 가져갈 게 없네 이자고 뭐 보자고 뜻이야 아이 됐어 할머니 할 됐어 그만 쉬어봐 할머니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할머니 그만 줘 그만 줘 할머니 됐어 됐어 그만 그만 아, 그래. 어, 어, 우리 많아, 많아. 됐어, 할머니. 그만. 요거이. 우리 괜찮아요. 음, 음. 아이고 참 개카락이 건다. 알았어요. 혼자 그만 싫어 이거 아, 아이 할머니 됐다 그만 그만 그만해 할머니. 뭔데 또? 이거에 어. 도토리 도리묵. 어, 도토리. 음, 침을 막 주구장만 넣고. <laughs> 마지막까지 찍고 있어. 할머니 할머니 거울. 거울? 거울 할머니 거울. 거울? 아이고 아이고 참. 어떻게 살아 해요? 여러분 갈게요 여러 나오지 마요 뭐 할머니 갈게요 할머니 갈게요 들어가요 할머니 더 나오지 말고 아또 할머니